다 타이를 했구나 맞아 나 했어 너 했냐? 했어요 했네 잘했어 무에타 인사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주! 안녕하세요 투브로 마이트입니다 저희가 아. 1주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또 오랜만에 뵙기네요, 그죠? 네. 그럼요. 그렇그렇 어, 그 혹시 들고 있는 거 뭔가요? Bang's Bakery. 빵시형님의 아. 방집입니다. 아. <laughs> 와우. 네, 빵시형님 네. 방집. 빵시형님의 방집.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바로 네, 사실 궁금해서 네, 네. 나는 수박. 저 나도 아니 난 이거를 먹으면서 그냥 대화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저하고 자네랑 밥을 안 먹어서 먹으면서 같이 먹을래?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저빵 짱만이 가졌어요. 아, 저... 이거 내가 들고 왔어 이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어, 어. 뭐 먹는 거라면 올린 적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네. 나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나 이거 레드빈 맛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레드빈 레드빈이 뭔지 알아요? 레드빈 알아. 다 그거 먹을래. 애플 시나모. 내가 애플 시나모 먹으면 맛있어. 그럼 먹고 말해요. 일단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이 뭔가 우리 광고하는 거 같다. 광고 광고 아닙니다. 예. 이. 맞아요. 야 우리가 이거 빵수 형님의. 그러니까. 맞아요. 저 설탕이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거 광고하면 안 돼? 어. 아 뭐. 네 이거 설탕이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피디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먹었던 내가 사실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단연. 진짜. 어. 저도 에그 타르트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냉정하게 기대된다. 음. 냉정하게. 냉정하게. 음. 옛날에 시영님 위탄 나왔을 때처럼 냉정하게 그건 노래 부를 때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살짝 그 푸딩 알죠? 음. 그 식감이 푸딩에 가깝고요 결론은 맛있습니다 음. 네 음. 그게 빵이 겹치는 네. 느낌이어갖고 씹는 맛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음. 패스트리 같아요. 근데 휴닝카이가 진짜 강남이랑 용산구에 있는 에그타르트는 다 먹어봤어요. 네, 진짜 에그타르트가 되게 물렁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푸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전 이런 푸딩 같은 경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에그 음. 부분이 음. 아, 되게 달달하고 부드러운데 이게 딴 부분이 되게 좀 뭔가 아, 씹는 맛이 있어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오리지널 어때 맛있어? 오리, 오리지널 전 좋아해요. 오리, 오리지널 좀좋아요 디디님저 에그타르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거 만들어주세요. 저는 애플에 빵좀 만들어주면 안 돼? 다른 빵? 아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에그타르트가 어.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은 에그타르트밖에 없는데 뭐 기간마다 이렇게 신메뉴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확실히 몰라요. 아니 말고요. 아니 애플에 사람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딴 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 커피번이나 서버로성 어떠세요? 음... 음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음 아니 이거 연기엄마다 음. 음, 맛있다 저희가 첫 주차 마무리 했는데 네. 솔직히 쉽지 않았는데 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음. 진짜 그거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음. 고됐죠 진짜 인정 많이 쉽지 않았죠 첫 어, 주차는 원래 늘 그런데 예상은 저희 다섯 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상대로 <laughs> 흘러가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힘들 줄은 예상은 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음. 예상 이상이 예상 이상이었어 하지만 여러분의 반응도 예상 이상이었어. 음, 음. 진짜 힘나서 했어요. 이게 피곤하고 힘든데 아,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피곤한데 <laughs>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원심 나오는 <laughs> 나 말, 말, 나, 어, 어, 어,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말했는데 <laughs> 연달아서 말해버렸네 그냥 휴닝카이가 다 바닥에 버렸어요 휴닝카이가 휴닝카이 했네 야 뭐야 야, 바다에 내리 야 모아분들 이거 어? 기다려가지고 어? 먹으려고 패도 어? 품절돼가 품절 맞나? 내지? 음, 뭐 품절 하여튼 그거 내가 지금 못 뭐 먹는데 어... 야, 빨리 모아분한테 죄송하다고 해 구독자들 쌓이는데 그리고 빵씨 형님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빵씨 이따 연락드려 이따가 연락드리겠어 <laughs> 아, 이거 먹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많아 많아 여기 어, 더 있어 더 있어 <laughs> 아깝다고 근데 모나코가 뭐야? 네. 애플 시나몬이 뭔 맛이에요? 애플하고 시나몬이랑 시나몬 규님이 뭐, 질문은 약간 토마토 먹었 근데 토마토는 무슨 맛이에요? 요거 뭐가 아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수박 맛있어? 음 수박이요? 네 맛있어 먹 아래 이렇게 음. 애플 잼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애플이랑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꽂으면은 또 이거 시흥이 만든 샌드위치 음. 야, 야 이거 양갱 아니냐 양갱? 음 맛있죠? 음. 죄송해요 등지어 어, 어, 먹을 거예요? 아 예, 괜찮아요 오케이 어 여러분들 두 여러분들 어? 네? 아또 말 어디 무대 아 이렇게 하 비교가 되려나? 어떤 안녕.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네 오! 어? 오! 어. 컴백쇼까지 쳐서 네. 어 좋다 나도 궁금해 응. 그래. 노르즈? 어. 데로 바이 그거랑 야너무하 아, 이번 주에 음반을 제가 여러 개 나갔잖아요 컴퓨터까지 합쳐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최애 무대가 하나 있다면 야 우리 근데 뭐 지금 댓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폰을 어! 이거 레드 아, 레드 네. 봐줄게요 수빈 엠카 인기가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대마다 너무 잘해줘갖고 응. 감사했어 뮤뱅 시나몬 맛있어요 뮤뱅이 많은데? 뮤뱅 최고야! 나도 공감합니다 아, 뮤뱅이 아, 많아 아 아니 근데 그 인기가도 좋고 영상도 좋고 컴멘도 좋았고 수습을 하는데? 다 좋았는데 아 뮤뱅 최고야 어, 뮤뱅이 많은데?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뱅하고 컴백쇼 아, 맞아요 음. 음. 확실히 이번 활동 때 되게 많이 신경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네, 진짜 너무 다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고 맛있어. 음, 음, 음. 네, 맛있지 않아? 있으면 음. 거야 어. 있으면 먹을 거 같은데 음. 돈 주고 나갈 것 같아요. 형, 아, 이때고 많은 것 같아요. 어. 약간 오묘한데? 어. 어. 뭐 먹어볼래? 약간 슬라임 먹는 느낌이야. 맛있지 않아? 오묘해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드래곤 브루츠? 음. 그 알.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야, 혜연, 너 근데 되게 많이 안다. 나 이거 그냥 어떤 알 넣는 건지. 어, 그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화이트 그레이프.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때도 되게 좋다던데. 이게? 아, 왜? 네. 네. 이거 칼로리 몇인데? 아닌가? 어쨌든 전 그렇게. <laughs> 눈에 불을 켜고 샀는데? 이거 다이어트용이라면 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네! 총 180칼로리잖아 아니야 네. 죄송 이게? 네 이거만 네. 콜라를 먹겠어 180이 높은 거예요? 어... 흡찜 저거 먹고 2시간 동안 런닝 뛴다고 생각해봐 이온, 아, 이온은요 한 캔이 얼, 한 60? 한 50, 60 이온은그 정도 괜찮은 거야? 그게 제일 낫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일주차도 했고요. 네. 아, 뭐 반응이 좋네요. 그래도 다행히. 맞아 반응 진짜 좋다고 네. 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모아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노래가 진짜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노래 진짜 좋다고. 음. 아. 아 타이틀곡 제목을 어떻게 줄여서 부르고 싶은지 아 들어봐요 뭐라고 그아들은 영월럽이에요 아 영월럽 저도 영월럽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까지 네, 그냥 제로바이 월럽송 이걸 서로 그냥 불렀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곡들이 <laughs>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전 짧게 느껴져서. 그 짧게 느껴져서 그냥 제로 바이 원로 없어. 그 영월로 좋은 것 같아요. 음. 영월로 전 너무 좋아. 예, 영월이랑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영월로. 전 솔직히 영월로. 네. 영월로 네. 예쁜데요? 저는 러브송. 러브송 좋고. 러브송은 뭔가 겹칠까봐 다른.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그럴 수도 있지. 맛있어. 아니 맛있다. <laughs> 진짜. 아무것도 느낌이 갖고 먹었는데. 방으로 그냥 보통만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맛네 어, 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이 있어야 다 있어 아 그럼 음. 좀 더 느끼한 위에 소금이 좀 얹어지는데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 이거 어디 거야? 물과 이거 어디 거야? 물과 저 진짜 빵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 번 먹긴 한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아! 음. 네. 이번에 저희 매거진들이랑 외신들의 반응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앨범에 대한 평가. 아 맞아. 평론가분들이 뭐 쓴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 진짜? 되게 그 이번 저희 제작진 뭐 저희랑 같이 일한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아까 어? 인가 지금 조연출분들도 그렇고 2021년 들은 최고의 곡이다. 음. 와. 그건 진짜 네. 엄청난 명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갔고 너무 감사했어. 아 그렇죠 음. 타이틀 너무 좋긴 해요 진짜 음. 데보다는 이렇게 수록곡 쫙다 들었을 때 음, 네.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분들이 사람분들이 사람들이 이 곡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난 진짜 약간 극 아니면 그 극과 극일 그 줄 알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고 좋았어요. 그건 좋았어요. 나 좋았어. 응. 음. 아 우리 환경이 또 안티로맨틱 가사 음, 썼던 거 또 올렸다면서요? 맞아요. 너 선거 올렸다고? 네.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 난 아, 절대 못, 올려. 네. 아 진짜? 난, 난죽어못 올려. 난 절대 못 올려. 너무 너무. 그럼 진짜 잘 썼나 보다. 잠깐만 뭐 낭독을 해볼까 여기서? 그래 한번 아, 봐보자. 한번 봐볼까? 그럼 그걸로 불러주자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인정. 우리가 형의. 형이 얼굴 빨개졌는데. 형의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부른다 어쨌든 그림이었던 거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 여기서 실현시켜줄게 네, 내가, 내가 장발하고 진짜 좋았던 게 당황을 해도 귀 빨간 게안 보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근데 음. 열차 하니까 좀 음. 힘들까? 네, 오늘 위버스로 이건가? 네 그리고 아래 버스 그럼 저희가 제가 지금 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어플이 어딘지 잘 안 보이거든요 기다려봐요 페이지 여개 중에 한 군데 있을 건데 음? 약간 그 제가 이렇게 위버스를 보다가 모아분들이 안티로맨틱은 정규가 안 써봤을까 이러면서 약간 제 감성에로 어떻게 썼을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불러줄게요 어 잘했어? <laughs> 들려는 랍송 들려오는 랍송 이거 보다 들려오는 랍송 처음 긴장이 많이 해줘 하지만 넌 끌리 다 네. 끝이 어? 그럼 그차 불러주면 되냐? 한한 번만 이거 뒤에 두 번째 줄부터 들려는 없어 영원히 사랑해줄 거라지만 덤빌리 아, 오케이 들려오는 없어 영원히 사랑해줄 거 영원히 사랑해줄 거라지만 d o n 끝은 똑같아 They wanna be romantic 다 주겠다는 고백 이제 무서워 그 순간뿐이야 그리고 어,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아 I love you 내 모든 걸 줄. 아니야 I love you 내 모든 걸 줄게 난 너뿐이야 I love you 내 모든 걸 줄게 난 너뿐이야 Put it on love so it'll be sad one 네가 원하는 건 romantic 나도 원하는 건 romantic 바람에 넌 꽃이 피고 지듯 우리도 그렇게 될걸 내가 원하는 건 로맨틱 내가 원하는 건 로맨틱 너가 원하는 건 아니 잘 썼는데? 응 좋아 괜찮은데? 뭔데? 감성이 잘 맞네요 진 <laughs> 민망하다 지금 뭔가 몰래 일기를 보고 있어 인강이 열심히 줬네 그러게요 아니 좋다 과분들 되게 좋으셨을 것같아 얼마나 궁금하겠어 과분들 열심히 걸 저도 뭐 <laughs> 한번 맞춰보세요. 저 노르즈에서 어떤 거 썼는지. 균이 <laughs> 가사 있어? 아 노르즈 하나 있어. 아 균이 가사 데모 있어? 가사 잠시 찾아볼게. 아나 되게 많을 텐데. 아 되게 많아 다 가지고 있어.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이고 이거 또 나중에 모아분들 만나야 되는데 앞쪽에 음. 오 자기가 발만? 오 보여줘 보여줘 어 잠시만 내가 잘 불러줄게 놀래 너뭐뭐와나왜 이렇게 쓴데 야 보자 야 내가 문장 봐도 돼? 야 한번 보자 이거 뭐였더라 이게? 아 프로스트요 아 프로스트야? 야 안돼! 얘 너무 오글거려 아 바보야 뭐 제일 괜찮은 파트를 얘기해줘 불러줘 그렇죠, 거기다 불러주세요 거기 한 불러줄게 이거 네, 맞지? 네네 음. 음. 음. 음. 스튜디트 예. 마음에는 여자고요. 아, 우리 안에 갇혀 아가 어, 눈이 음, 뺐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어, 어, 이건 아니야. 자신 있는 한두 대만 말해봐. 네, 그냥 낭독할게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자아 심장 응이제 나이스 데이로트 대표하고 속삭여 진실, 진실은 자복한 법 Stick to my head and 계속 외쳐 Top of the star they dance so Top of the star they dance so far 와! 퀸스 저간에 It's 괜찮네 쌈이라고 쌈. 네, 쌈, 쌈. 주날 여기 우리 방 힘숨겼던 마파오 <laughs> 다 방출해 내 마법 <laughs> 진실 야옹마 <laughs> 부끄럽지 만화 부끄러워 그렇 부끄럽지 아, 근데 프로스트가 좀 쉽지 않죠 네 어려웠어요 오글거리네요 네 가사는 원래 아니 아니 이런 식으로 재밌네 수빈이랑 수학킹도 있어요? 음 찾아볼까? 재밌네 데모 읽어주기 아, 어, 아, 여러분 저한 2년 만에 폰 바꿨어요 우와 정말요? <laughs> 내 바꾼 건아니잖 <laughs> 어, 대박 이건 옛날 폰 왜냐면 그 쓰는 그 게다 여기 있을 테니까 아두개 갖고 다녀요? 다 음. 아이폰도 들고 다니면 세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 복권 세개 있어 와차 리치가 아니야 리치가 <laughs> 맞아 음. 와과 진짜 많이 썼다 너무 많다 근데 나안 돌았어 <laughs> 들어간 게 소확행 하나 있는데 음. 소확행 제 자신 있는 부분 어. 아, 여기 잘 썼던 것 같은데? 여긴 돼도 나쁘지 않았겠다. 음아 밸런스 게임도 있고 형이 또 되게 특이하게 작업하잖아요. 근데 나 위시리스트에서 딱 이거 쓰고 잘 썼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 뭐야? 뭐였지? <laughs> 이거 그거 아 이번엔 들어가겠다 했는데 <laughs> 안 들어갔어. 위시리스트? 네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 시간을 거들러 갔네. 네. 오늘 이렇게 다리 들고 안 있는 거안안안 안 불편해. 네. 제가 <laughs> 말안 불편해. 철벽이네. 음 맞네 어우 아아 아, 없어졌다 없어졌어 아잘 아. 썼는데 아왜없어지 있는데? 그저 그, 음. 이거 핸드폰 바꾸면서 아, 없어졌어 아, 아쉽네 아쉽네 아 그게 잘 썼다고 생각해 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카톡을 뒤지고 있거든요 없는 거 맞아요 와안티로맨틱도 있다 한 걸로 한번 불러볼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안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얘 그래. 음. 방출의 내 마법. 아파. 내 원래 아픈 게 제일 잘. 하여튼. 어. 어, 뭐 재밌네 아무튼 <laughs> 쓴거 보시면서 얼마나 웃었을까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시간 가지는 것도 좋네요 네. 사실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과정 같은 것도 한번 보여. 네, 나중에 이제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긴 그래서 다들 첫 주차 활동 마무리 소감 한 네. 명씩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아, 일단 모아분이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서 되게 뿌듯했던 활동이었어 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일단 즐거웠고 네.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거고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고 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더 더 잘하고 싶어갖고 노력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음. 저도 이렇게 약간 뭔가 힘들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욕이요? 시욕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네. 활동 전에 딱 빼놓고 원래 저 활동 들어가면 점점 할게요. 저기가 붙어요. 살이 좀 붙어요. 근데 네, 이번엔 좀 빨리 붙을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어뭐 굉장히 저희도 이번 앨범 되 기대하고 나왔는데 기대 그 이상으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음. 감사드리고 또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약간 나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음. 아 근데 요 언어 능력이 좀 상실이 됐다 의미 아니야. 하나 있으면 상실해가. <laughs> 아, 어. 하여튼 저희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되게 촬영할 때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 모아분들 반응 보는 재미로 맞아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아, 내일은 좀 더 다른 모습 보여줄까 내일은 이렇게 할까 이러면서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여튼 모아분들이 어쨌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음. 보람 있습니다. 정말 보람찬 보람이 보람이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늦게 잘 예정입니다. 어 네. 맞아요. 오늘은 좀, 좀 늦게 잘 늦게 자고 싶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네. 뭐한 12시 1분쯤? 네. 아니 뭐 12시 한 3분 아, 아닐까? 나 목소리가 너무 커 기속말에 다들 아에이오 네좀 늦게 잘 예정이니까 네. 많이 늦게 자고 싶었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와우 역시 둘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 같은 ENFP 아니랄까봐 이 대박이잖아 아 그거 맞긴 해그 아직도 아이예요? 김남백 나는 평생 아이지 않을까? 너나 니들이랑 있어서 이러는 거지 남들 남들이랑 있으면 아니래. 수빈이 아이야? 우리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아이야. 아 진짜? 응. 아니 태현이가 아이 아니야? 너 아이야? 태현이가 아니야. 난 예, 완전 예. 이야. 아 그래? 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난좀 아이 아이 같지 않냐? 넌 진짜 아이 같아. 너무 어, 아이야. 얼굴은 어, 좀 아이 같긴 해요. 어, 어. 맞아 그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뭐 아무튼 저는 이제 또 뒤에 모아분들 네. 만나러 가는 예. 일이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면 팬사. 예. 예스. 이렇게 조금씩이나 만나니까 점점 이제 만날 날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만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주입! 안녕하세요,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캡처 타임 한번 어, 할까? 캡처 타임 할까? V!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